2020년 11월 5일 시참여행 2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진짜 옛날 집집 진짜 전설의 고향에사랑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 저기 보면은 또 다음 집이 있어요 완전히 풀이 가려있죠 저기 보면은 우물집이 있습니다 미쳤어요 저기는 저기는 미쳤습니다 저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 돼 일단 가볼게요 왔다 뭐, 뭐, 뭐. 아따 하지 말라니까 아따 마 진짜 화나네 가라니까 잠깐만 가있어봐 어딜 봐뭐 있어? 어, 뭐 여기 뭐 있냐 어? 뭐 있어? 아, 뭐, 뭐 있었고, 너뭐 봤는구나. 혹시 누구 있습니까? 무슨 소리야?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무슨 소리야? 뭐 소리 난데 여자 말소리 같은 거? 나 있다고 방금 뭐 나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뭐야 여기가 메인이야? 지금 우물집 가기 전인데 우물집 가기 전인데 지금 아따 지금 연 이틀 동안 지금 있다 집중 쓰샷 준비 거기 있죠 거기 있죠 지금 나 쳐다보고 있죠 모습 드러내세요 어? 너왜 자꾸 여기를 보고 있어 양아 또 뭐 있어? 아니 뭐가 있긴 있는데 망연이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는 맛은 봤습니다 일단 대충 알았어요 잡기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들 기운이 있는 망자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 일단 맛 봤으니까 바로 우물집 갑니다 흐름 이어서 갈게요 아셨죠? 바로 갑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잠깐만 들어보고 나가겠습니다. 오 들어온다 소리 소리 소리 뭘 쓱쓱 긁는다 혹시 불편하신가요? 제가 누, 누구, 누구세요? 누구,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어? 아, 잠깐만요. 어. 어. 어. 아. 어. 어. 가지 마세요. 잠깐만요. 하지마 하지마 Ah! 진짜 좆됐다 나 진짜 여러분 좆됐어요 나 진짜 진짜 좆됐습니다 진짜 저 장수 잘못 짚었어요 어? 돌아다닌다 나 찾으려고 지금 나 죽이려고 어? 사진 어디 갔어? 자, 저 분명히 얘기 듣고 왔습니다. 저한테 부탁하실 거면은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. 사진 어디 사진 어디 있어요? 말씀하십시오. 오오오오예예 예, 예, 그거였습니까? 그거였습니까? 와야 대박이구나 감사 대박이구나 와 와. 자. 샌미까지 드리겠습니다. 마음에 안 드세요? 뭐 말씀해 주셔야지 저, 저도 갈... 진짜 저한테 왜 그러시죠? 어 다시 접으시는 겁니까? 와 씨발 미쳤다 나 레드 뜯다 존나 레드 뜯다